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냉라면이랑 조밥 세트 조밥 세트예요 방금 운동을 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음료수는 담스